야 이게 뮤직비디오인지 영화인지 진짜 멋있게 찍었네요 웬 트란짱꽝과 트리플 T가 함께한 깜바 근데 깜바가 무슨 뜻이야? 파트 2 아, 바! 2! 그지 이거 1편 있지? 나 이거 본거같 어쨌든 와 여기 배우들이 진짜 진짜 잘생겼다 아뭐 이렇게 잘생겼냐 아니, 예전에 베트남 살 때 베트남 친구들이 왜 나한테 한국인들은 다 잘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내가 할 말이야 아, 왜 이렇게 다 잘생긴 거예요? 너한테도 잘생겼다 했어 닥쳐 이색 자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죠 우선 진짜 편집은 정말 잘했어 이런 영상들은 색보정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 돈 많이 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노이즈 transition들이 너무 멋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몰아치는 시즈들이 진짜 와난 이렇게 못 찍을 것 같아 스토리가 좀 충격적이야 죽은 인연을 다시 산 사람처럼 옆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어, 이게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음, 근데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되게 애절해요 이런 영화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그 쌍화점이라고 조인성이랑 주진모, 송지효, 송중기가 나온 영화 있죠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에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동상에 대해서 꺼려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에 동성애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매력적인 스토리였으니까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인공들끼리 눈빛 연기가 참 애절하고 서로 원하는 듯한 몸짓들이 정말 스토리를 슬프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생겼다 아니 이렇게 잘생긴 애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야? 그런 걸 좋아해? 어쨌든 음악은 slow 템포의 일렉 사운드 노래인데 베트남 친구들이 이런 음악을 정말 잘해요 약간 고전 분위기 나는데 또 trendy하게 또 사운드를 잘 섞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썬뚱에 락초이가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친구들이 노래 다 좋다고 했는데 이 노래도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뮤직비디오가 최고인 이유가 한국어 자막이 너무 자연스러워 한국에도 이 노래에 팬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베트남 친구들이 이 노래를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 번역이 너무 완벽해 사자성어까지 써가지고 만든 정확한 한국어 번역 뮤직비디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가 너무 편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1편을 봐야지 좀 스토리에 대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, 리뷰를 1편에 대한 리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놀랬던 건 진짜 뮤직비디오가 영화처럼 너무 멋있었고 확실히 한국 뮤직비디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스토리적인 매력들이 많이 나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요 전 이만 남삐앗